2021년 2월 11일 명절 특집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Thank you. 혹시 이쪽으로 건너오셨습니까?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아! 혼자가 아니에요. 잠깐만. 두 분. 두 분이, 잠깐. 잠시만요. 어디 저 잠깐만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? 이쁘게 봐주십시오. 하지 마세요. TV 그만하세요, 이제.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. 그만이요. 잠깐만요. 하, 하지 마세요. 와. 하지마 하지 마세요 와 우와 <gasps> 아! 우와 あれね Oh. 방금 뭐 네, 멀쩡한 것이.